둘, 셋, 셋, 둘, 셋. 2 0 2 0년4월4일 식목일 아야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 어, 손톱 존나 지금은 또 맛이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여기가 그 방이야 여기가 여기가 그방그 그 유골집에 불나있던 방 유골 원래 내가 이거를 원래는 갈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옆집에서 뭐가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뭔 사진 뭐? 뭔 사진 말하는 거야? 뭐? 없잖아 다. 왜 그래 뭔 문구멍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? 뭔 문구멍 없다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이 옆집 가고 나서 가야 되니까 지금 Whew. 사진으로 보긴 봤거든? 근데 없어. 위쪽에 뭐가 있을 리가 있어? 뭐 없어. 지금 여기, 여기, Ha! <laughs> 여러분들 저 옆집 가야 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마지막이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담가볼게 그리고 나서 옆집을 갈게 일단은 누구 계세요 혹시? 혹시 계십니까? 혹시 계세요?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있 아, 아니, 아니, 잠깐만. 뭐이단게 여기 귀신 존나 쎄는 거 있다. 바길도 있다. 바길도 안으로. 계세요? 사모님 사모님 그 나오시면 안 돼요 아니 씨발 진짜 누 장난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왜 그래요 저한테 어? 여러분 찾았 잠깐만 여러분 나 불, 잠깐만 야, 이코랑 흘리지마 여러분 잠깐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지금 둘이 어? 어? 혼자 저 좀 잠깐 들어 저 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. 일단 확인하고 뭐야?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당신 누, 당신이었어. 잠깐만. 둘, 셋, 셋, 둘, 셋. 오빠들 구독 좋아요. 알림, 설정까지. 오.